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또 굉장히 핫한 콘텐츠 레인보우 프렌즈 아 저도 한번 깨봤지만 이 블루라든지 그 프렌즈들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프렌즈들의 정체 게임툰즈님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지금 놀러 왔다가 누군가 쫓아와요. 날 잡아먹으려고 해. 오케이 그린 거기에 처음 봤을 때허기허기인줄 알았던 <laughs> 블루까지 문 열어! 흐흐흐흐 자 저기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저기도 괴물 있잖아 Please, I didn't want to break in. It was my friend's 살인 idea. 괴물의 정체는 I- I swear. 과연 Chicken. 아 뭐야 I got you good. 친구였어? 아 Wait, no. Uh, I really saw them back there. We're, we're 근데 in 진짜 serious danger. 봤다고 Psh, Your mind's just playing tricks on you. I mean, we are at the Rainbow Friends Play 아 Place after 친구는 못 all. 믿고 있는데요 What? Wait, No, you've never heard of this place? 보통 그런데 이렇게 You've never 못 믿고 heard 야 장난치지 마 이런 애가 먼저 Oh, 죽던데 no. I, I don't like little baby stuff. <laughs> 아, 아, 아. Oh, trust me, this story is not for little babies. Come on, follow me. I'll tell you the whole history. 어? 아 그렇지 있었어 보라 괴물까지 Rainbow Friends and their play place used to be the most popular family entertainment in town. Uh, everyone knows Oddworld is the best place in town. They've got rides and funnel cake and prizes and. I know, 어, dummy. 레인보우 but 프렌즈에 대한 Oddworld 유래를 wasn't 얘기를 always 해주고 here. 있네요. The Rainbow Friends came first. It was opened a long time ago by a man who only wanted to show 여기는 이제 families a good time.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He 인기가 created the Rainbow 많았던 Friends, a cast 놀이공원 of colorful 비슷한 characters who would sing and 어, dance 그런 and serve 어, pizza to 놀이공원 the 같은 guests. 데였나봐요 Everything was going great. 그래, 일단 장사도 잘 되고 있었는데 until it all changed. Rainbow Friends were no competition for Oddworld. Soon all the families started 아, 반대편에 오드월드라는 새로wn Before long, the Rainbow Friends had no customers. 놀이공원이 생기면서 became a ghost town. 아, 이 레인보우 프렌즈 마을이 그냥 유령 마을이 되어 버렸고 Without money, 결국에는 재정난에 시달리며 파산해버리고 마는 니다 예. 그리고 남자는 혼자 남아있고 오! 그때 사장은 결심합니다.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 아주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쇼를 기획을 하게 needed 된 some 거죠. new employees to be the Rainbow Friends. 잠깐만, Some 살아 employees who 움직이는 would 프렌즈들? never ever leave. 일단 기획은 엄청난데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I 애들을 saw a help 꺼내고 wanted ad for a new entertainer at Oddworld. Weird 아 though. This phone number isn't the Oddworld phone 그거 number. 있었다면 Oh, this is our 직접 private hiring line. 찾아오게 And guess 만들면 what? 되지 We're ready to give you an interview. 돈을 Nice. 많이 준다는 Come 광고를 over 때린 것 right 같아 지금 away. Just make a right at the sign. Will do. 던져보기로 하고 아 <laughs> 오드월드 아 방향 틀어가지고 놀이공원 면접인 줄 알았는데 생체 실험 아, 당하게 생겼네 깎어 어우 Please, help me. 제발 도와주세요. g o news. You got the job. 자, 당신은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다. 붙잡혀 왔어. 자, 새로운 집에다. 어, 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걸 환영합니다. They'll come miles to see you perform. Bad news is.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그 허기허기. No, no, please. 인형 만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이야! 인형과 사람을 결합하는 실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including a blind man by lying where they were. 장님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 거기에 보라색 자 우리 같이 친구하자 음, 구멍에 숨었지만 자 전부 The owner couldn't wait any longer. He needed to open now. 새로운 쇼를 위해서 자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자 다시 레인보우 펜즈 마을은 장사가 아주 아주 잘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은 다시 한번 본방석에 앉게 되었고 하지만 프렌즈들은 Alright, you got your guess again. Turn us back and let us leave. Turn you back. 다시 돌, 다시를 자기 자기들 되돌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림도 없죠.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Well, if we can't go anywhere else, maybe it's time we made another friend. 어, you know, 새로운 친구들? So we don't get lonely. That's a great idea. 헐. After all, there is one 프렌즈들이 more 설마. costume. Come on, boss. Don't you want to be friends with us? 아 사장 자체도 새로운 친구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어서 와. 이 아. 그러면 이 게임에서 계속 우리한테 말 걸었던 내가 사장이었구나.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지어! Soon the place closed down, but some say that the five rainbow friends are still here, stalking the halls, 그렇게 해서 일단은 looking for another 소문이 다시 friend. No 뭐안 좋은 소문이 way. 돌고 That's just 문을 some 닫게 dumb baby 되었지만 story. 어, 여기 또 친구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Oh, it was just cardboard. You were so scared. 쫄! 쫄! No, I 쫄기는. wasn't. Nothing scares me. 진짜야 아 프렌즈들 살아있었어 도망치자 빨리 배고파 이리 와 나랑 놀자 어디 가니 The exit's over there. We're gonna make it. What? This isn't an exit? It's locked. 와 사장이 또 낚시했었어 새로운 <laughs> 친구들또 만들게 되었네